Thank you. 맞지 아까? 어머니 남자고 싶 루시 너 살쪘대 안 되겠다 하얗한 걸 봐. 보자요. 이렇게 먹을 거 많아. 찌장만큼 생겼어?